안녕하세요 요시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투박스 맥놈 미니랑 음, 티코 티코를 다섯 개 티코를 준비해 봤어요 마실 거는 허쉬 허쉬 초콜릿 우유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